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안전 자료를 살짝 살 삐고 오른손이 어디야? 왼손? 무슨 손 들어야 돼? 어 시작! 어 큰일 났다 탈출해야 되겠다 어, 어 엉덩이로 눌러보자 미안해 아빠 뭐 깜빡했네 맞아 안전벨트 매야지 이렇게 자 안전벨트 맸어요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? 네. 하나 둘셋 출발!